Thank you.

먼저 가르쳤어 수영을 돌체가 <laughs> 넣었잖아 방금 맞지? 어. 어, 등이 훔쳤어 갖다 준다 아이고 착해라 응? 도체 갖다 줬어 오! 잠깐 아가야 도체가 또 갖다 줬어 오빠 애기 있지? 라떼